보통 정월 대보름날 달집을 태우는데 이곳 진도에서는 정월 초하루와 그리고 또 어, 정월 대보름을 함께 꾸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경자년 쥐대회를 맞이해서요 해맞이를 보러 진도 가기획정을 가기 위해서 지금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진도 폭놀이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금년 소망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나요? 올해 소망들을 어, 어, 본인의 소망을 이렇게 말씀 못 하실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안녕하세요. 금년에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고 올해는 모두 인생 당첨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일상도 덜 고생하면 좋습니다 어제 저녁에 바로 이곳에서는 어, 우리 아들들 잘하고 그 아빠로서 2020년 모든 이들의 가정에 행복과 힘이 가득하길 빕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그 꿈이 이루어지는 전설의 땅, 노벨의 땅, 진도에서 함께하는 2020 청자년 해돋이 행사.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한국인 태인데 이걸 지도에서는 정월 초하루와 그리고 또 어, 정월 대보름을 함께 꾸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칼이 칼처럼 완전하게 둥그렇게 2020년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월 대보름의 적추도 함께 느낀다고 그랬는데 마치 이 태양이 피엄쳐 둥근 보름달 건너왔습니다. 이두 개의 기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